자두 한 박스 샀는데 자두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못 먹겠어서 시범적으로 자두잼 조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으깨가지고, 좀 오래 이렇게 졸이면 맛있는 잼이 될 것 같은데 신맛이 너무 강해서 설탕 많이 넣고 졸이고 있어요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